내잖아. 내 시간 온 시간 없어서 오늘 준비했어. 그래도 오빠 머리 아팠는데 초콜릿 Hello, xin chào mọi người, Happy Valentine Bây giờ thì uh, Ly mới đi làm về xong Bây giờ thì cũng trễ rồi á Ờ, Thì uh, mình cũng chưa có kịp chuẩn bị gì nhiều Cho nên là mình đã mua quà cho Jun thì à, bây giờ mình đã về tới nhà rồi nè thì mình đã chuẩn bị à, ba cái hộp quà nói chung là trơn trơn một xíu cho vui chết lộn nhà <laughs> mình đã chuẩn bị ba hộp quà là trong đó có hai hộp quà trống và một cái hộp là có quà bây giờ này trường đang làm dở nhà 자기야 왔어 앉아 네가 오늘은 오빠 발렌타인 선물 준비했어요 내잖아 일 내일 시간 온 시간 없어서 오늘 준비했어 이런 오빠 머리 아팠는데 초콜릿 빵야 이거야 진짜? 뭐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거 이거 오빠네 봐 안후 리다 리. 리. 야. <laughs> 리 아니라. 어? 리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어이. 리. 어이. 그어떻 토끼도 말 그냥 해. <laughs> 야, 나 선물. 원래 이렇게 쓴다 야 제맛이지. <laughs> 야, 이거 비디오 못 찍어 아니야? 하나봐 음. 오! 뭐야 근데 이거? 짭아 깜짝 썸네일 아니야 이거? 야. 야 이거 썸네일 쓸수 있어? 쓸 수 있어. 안 내 있어요. 뭐 있어요? 초코. 핸드메이드 알지? 맞아 <laughs> 네가 어떻게 해 어? 내 펜지 없어? 없어? 어, 왜 세지 없어? 없어 여기 있어 안 그래도 오빠 방금 머리 아파가지고 두통이 먹었는데 그래? 음. 아이고 어떡해 잠깐만 기다리 야 이거 얼마야? 비싸겠다 미미야 네 선물 어디야? 올라봐너 어? 뭔지 알아? 아 싫어 이거 볼 때 이거 여기 하나 더 있어 아싸 초콜릿 먹어 응? 아 이건 좀 아픈데 맛있어? 당연하지 왜 시선 비디오 무너뜨렸어 맛있어. 이거 가 우리가 좀 빠른 달 같이 있잖아 맞아 어, 다음 연도 또 다른 터프라이즈터프라이즈 뭐, 뭐, 뭐, <laughs> 오빠 서프라이즈 없다 <laughs> 먹어버렸 <laughs> <laughs> 야, 너, 너, 너, 나, 나 다음 년, 나, 나 내년, 나 이걸로. 많이 싸고래. 30분 전에 밖에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어? 린, 린 왔어? 확 뛰어왔어. 린 왔어? 확 뛰어왔었는데 린이야. <laughs> 그래서 갑자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아. 그럼 여러분 Happy Valentine Chúc các bạn có một mùa Giáng sinh thật là vui vẻ Và chúc các bạn mau có được người yêu <laughs> I wish you have the girlfriend or boyfriend soon 완전 있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왜? If you if have Mhm. And if you have the girlfriend or boyfriend, I hope you and her or him have the so sweet the Valentine. so sweet Valentine. And the guy, but do not forget the gift the girlfriend the gift. My boyfriend also. 이거 gift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laughs> 안 돼. 이거 선물 아니라. 어? 야, next month도 also have the girl day 있잖아. 맞아 어떻게 알지? 나 다 알아. 그럼네나 거데이 만화 아니야? 투데이 있어 아니야?